나부터 널 봤어 우린 처음이지만 모든 점을 느낄 수 있어 더 해도 싶어 Hey 웃지만 말고 말야 가본 적이 없는 곳에 널 데려가 줄게 Come with me, put it on, put it on me You got this, put it on, put it on me 결국 내 손을 잡을 거야 Cause I know that you've been dreaming 시청 M, 2, M, 3, M, 4 Riding round in circles, where is the way out? Cause I know that our love was hotter than the sun Yeah, the taste of this tequila I'm drinking now It's bitter than my heart 지금 와이어를 타고 어떤 미 생물체와 만나는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중력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아주 자연스레 내 몸을 띄울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고 연기를 처음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와이어도 처음 타봐서 어색하기도 하지만 아, 나름 재밌네요 you know, and then the sun Another you're my one I don't wanna let you go I can't think of being alone What am I supposed to do? Oh, oh, oh, oh And I gotta let you know You got my heart like it's yours Don't wanna say goodbye If you know this I want to know our problem 저는 지금 화장품 광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니스프리 아이 끝이에요. 고생하습니다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민규입니다. 제가 이니스프리의 new 글로벌 ambassador가 되었습니다 new 글로벌 ambassador로서 고용능 스킨케어, conscious 뷰티 철학, pet friendly 활동 등 어, 여러분들께 다양한 모습을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네 오늘 촬영을 잘 끝냈고요 거의 뭐 12시간 가량 오랜만에 혼자서 촬영을 한 것 같은데 거의 뭐 팀 뮤직비디오 촬영만큼이나 공장을 세트해서 이니스프리를 한건 휴양해 보았습니다 고생하셨고 결과물을 기대해주세요